왜?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. 저러다가 반정도 변하는 거 아니야? 그쳤다. 뭐가? 무슨 소리? 니들은 안 들려? 아, 뭔 소리가 난다고. 무슨 소리 들려?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야. 그 생각뿐이었어. 무슨 냄새?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. 야, 씨발.